I love you Google. Thank you 22층의 경치를 그 유명한 경치 맛집 구글 와 근데 여기 의자도 예. 아,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여러분 보이시나요? 역관광이라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인다 형 창밖을 바라보는 CEO처럼 와서 근데 어, 어딜 보고 있는 걸까? 진행시켜 아, 모습 대박이다 진짜 당구 잘 쳐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올라 어. 진짜 약간 꿈의 직접 어. 회사에서 놓고 싶지만 네가 막았어 회사에서 어, 나봤자 하고 있으면 일 안 하고 뭐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사이에 있게 먹어도 되는 아 공이 없어요? 음. 먹어도 되죠 아 저희 행복하다 대표님 저희도 여기까지만 하습니다 알아서 비유도 있어? 네 주진님 저희 나갈 때 뭐 계산서 주시는 거아니에 <laughs> 어? 저요? 저 옛날에 밴드 뭐 했을 때는 형들이랑 같이 쳤었는데 그때도 이거였는데 이거 소리가 나네 없어. 지 VR, VR 하우라고 VR 방이 있는 거같아 VR 방도 있어요? 어, VR. 저희 나갈 때. 어, 뭐야? 어, 뭐야? 하지? 꼭 어, 자전거 못 타는 것도 있죠. 세발 자전거 타도. 뭐라고? 저희 여기 와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네요. 네, 저희도 게임을 안 그러니까. 하니까. 어, 어, 뭐가 어, 어, 음. 켜지는 소리가 났어. 아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VR. 네 이제 재밌게 한 시간 정도 논것 같은데 아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일좀 하러 가야겠어요 네 스트레스 확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요? 아 구독이요? 네. 아. 아 아니 아까 밥 먹고 바로 와가지고 아, 올려보시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남는 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언니 영어 보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나 씨. 어, 저는 직원으로서 목을 직원으로서 네. 좋게 보이진 않네요. 플레이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저희가 와서 구글 이제 투어를 한번 하고 네. 어때요? 와 정말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입사하고 싶어요. 진짜 출세한 것 같았어요. 살다 살다 제가 구글에 와보다니.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 여기 아까 우리 같이 오신 민지 매니저님 네. 민지 네. 매니저님께 뽑아서 이거 번역을 한번 맡겨드려도 될까 이게 왜냐면 저희가 10만 달러 콘테스트라고 네. 직접 참여를 하시면 제가 정말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 우승하면은 10만 달러 아, 당연히 맞 받는 아, 건가요? 당연히 전 세계 단한 명이 되는 거죠 바로 네. 드립니다 아 맞다 하면 되는데 내 파트 제가 과연 어딘가 다섯 번째 어 맞아요. 다섯 번째 subject 다른 점은 눈물이 많은 거. 이정님 파트. 네, 네. 네, 구글 직원들의 영문 번역기. 기대됩니다. 구글 직원분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놀고 계세요. 저희 좀 바로는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어려운 거 골랐어 이렇게. 그럼 말 나온 김에 러브 형이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네. 올려놓 다섯 번째 subject. 어디 어디를? 아니 파트 말고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야. 너가 뭐를 상상하고 여기 근데 영어 일단 절대 어 아닙니다 러브가 해야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아. 네, 절대 직역해야 돼요 아. 네, 템플 유니버스 번역해주신 가사를 받았잖아요 네, 네. 불러보도록 해보죠 5, 6, 7, 8 Tears are the only difference I try to draw But, but, but why are you conquering me? No way. 아, 저 영어 가사는 제가 봤을 때 영어 맞아요? 네. 바로 안 좋았어요? 당했어요. 아, 예. 이게 한국어로 썼을 때 멜로디랑 네. 영어로 썼을 때 멜로디랑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네. 여러분들의 가사로 네. 저희 목소리를 입혀서 전 세계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사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10만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저런의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그게 있을 수가 있고 부담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쓱쓱 써서 그냥 네. 노래를 풀어서 올리시면은 네. 아, 저희가 보고 또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심사를 하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사랑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려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간단합니다요. 구글 화이팅! 오늘 바로바로 로바로바 로바로바 실버 버튼을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실버 버튼 씨 네. 입장해주세요. 들어오세요. 이거 이거 하나 더 먹고 가 이거. 정발 보여드리고 오세요. 아, 이제 정발 보여드리고 오세요. 거울. 챙. 저희 올려먹기 슈퍼바트입니다. 한번 제가 깨물어볼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야 아. 하지 마. 맛 한번 볼까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름이. wow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15 버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광을 바치면서 자 댓글 <laughs> 한 명을 뽑아 <laughs> 실버 버튼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요 <laughs> 이제 저희가 오늘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까 네. 다음 이제 골드. 100만을 찍어서 네. 골드 버튼 unboxin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해서 금방 골드 버튼 받는 그날까지 맞습니다. 승마 승마 승마 승마 승마 승마 그래요 오늘 이거 영상을 화이팅하고 어, 내자 업고 어, 어, 올려놓고 화이팅 네. 하자 하나 둘셋 올려놓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플레이큐 유튜브